네,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비디오 촬영 현장에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귀염둥이 누구예요? 아유 싱글 뮤직에 예, 와 있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입니다. 초콜릿. 아이스크림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어떻게 나올지 달콤하고. 있는 음, 뮤비인데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, 킬링 파트 되게 쉬워 굉장히 상큼하고 yeah. 뮤비 좀 찍고 올게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나 바라인 척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영상통화로 또 인사를 해봤고 각자 이제 뭐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.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예쁘고 어, 소녀 소녀스러움을 아. 빨리 keep it moving like my Lisa. Think you fly, but where you be some